Ah. 어? 어? Huh?

오! 하하!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Ooh!

<laughs> Santa gonna wake on a ring. Yeah. One Two Hey Hey Ai. Ah.